아 말리 직계를 잡 그래서 약간 차돌박이처럼 쓸었어요. 아 반말이 되게 대단하네요. 그리고 저렇게 들어간다는 건 엄청 부드럽다는 얘기도 있어요. 집게를 음. 먹는 거. 국자 주세요. 이 집게로 저도 한번 해봐도 돼요? 이거 안 해봐, 해봐, 해봐. 도전, 도전, 도전, 도전. 도전. 도전. 도 응. 어, 다섯 개. 느낌 좋아, 뭐야. 느낌 좋아. 가, 가, 가. 어머, 어머, 어머. 와! <laughs> 와! 너무 가뿐하게 성공인데? 잘 먹네. 야, 너 여기 앉아. 베리 배웠어요. 자기 재능을 발견한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스킨력이 엄청 빠르신데? 어, 핑크머리 베니. 마늘까지. 제가 원래 쌈 싸먹을 때 상추를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깻잎이랑 조화가 엄청 맞아. 장난 아니야 너 한 잔 넣어 한점띠띠 띠띠 파채까지 파채까지 세 개 쌌나요? 네, 세 개입니다. 어, 좋아요. 유도 만만치 않네요. 와, 진짜 맛있다. 차절이랑 진짜 맛있어. 파절이랑 아, 이 소스랑 와 만나야 돼. 지금 이비가 쌈을 또 싸고 있습니다. 이브도 너무 잘 먹는다. 가사 먹방 가세요? 어, 저도 그 생각했어요. 응, 나도 깔끔해. 비슷해요, 아, 이미지도. 어. 다그 쌈매경인데, 쌈매경. 응. 음. 응. 음. 오, 다들, 다들 뭐야? 약간, 약간, 약간 긴장되는데? 잘못 받았어. <laughs> 와. 와. 잘 나오고. 난. 하나 둘셋넷 다섯 아, 숫자 세는 소리가 들리지 여섯 한 일곱 개만 사면 되겠다 일곱 개 일곱 개? 일곱 개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전에 담아 먹었어 할말이 이렇고 와. 와. 야. 어, 빨리 빨리. 들어간다고? 세상에 세상에 야 이게 가능하네요 주먹구기처럼 그러니까 대단하다 무섭다 아까 전에 먹은 것처럼 네 다섯 너무 조금씩 먹나 조금씩 먹는다고요? 여덟 열 여기다가 소스 양파 한 조각 이 정도 어. 와 그래서 아 들어가? 아 말이 안 나온다 대단하다 진짜 야 일단 구워 도전 일단 구워 도전 도전 응, 도전 나는 하나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성급했어 성급했어 나는 상추 봐봐 네 갈비를 먹는 거 세개 가신다고요? 나 세개 올려본다 오 어떻게 해한 입에 들어갈까요?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자입 크다 그랬어요 들어갔어 오, 들어갔어 들어갔어 오! 음. 다들 뭐야 근데 또 한편으로 홀리뱅도 어. 되게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? 아니 의외로 너무 잘 드시는데요 아. 자 지금 시간은요? 현재 10분 지나고 있습니다